Mary 안녕 여러분 오늘은 피카츄를 그릴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칠합시다. 빨강 핑크 노랑 상황 방토색 완성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